대한민국은 지금 그냥 술이나 퍼마시고 몸이야 될 대로 되라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항상 자기 몸의 아랫부분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긴찰곡도라고 긴장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긴찰 긴장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곡도 곡식이 돌아다니는 길을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단전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긴장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긴찰 곡도도 안 하는 정치인을 토론할 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대한민국을 고친다고요? 도둑놈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사람이 힐링해야 합니다.